자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상자강을할 것입니다. 제가 미리 갖고 있던 6개까지 합해서 총 106개를 깔 겁니다. 106개 안에 근접무기 파편, 해릴님이 나온다? 그러면은 방갈로르 근접무기를 사기로 네 약속을 했었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 안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슬프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배팅을 시작할 겁니다. 근접무기 파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확률이 1%보다 낮아요. 한 0.01%인가 그래요. 그렇지. 시작은 흰흰. 어, 흰 흰 파가 아니라 흰 흰 보네? 두 번째 상자. 흰 파파. 에, 국룰이지. 아니야. 근데 아직 100개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보라색 나오나? 흰보흰. 보라색 왜 이렇게 잘 나와 진짜? 뭐야? 아, 그치 보라색은 스프레이지 보통 보라색으로 나오는 게 배너 포즈, 스프레이 그리고 이상한 스킨 이게 뭐임? 개구려 <laughs> 어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과연 뭘까요? 아, 야 또 보라색인데 이것도 스프레이면 너? 야 진짜로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아나 점프 50개 아, 안에 나올까? 이마로 까면 나온다고? 나 진짜 이마로 누른다. 나 이마로 눌렀다. 안 나오잖아. 흰 흰파 나오잖아. 이번에 턱으로 눌러본다. 아, 흰파인 나왔잖아, 씨. 아, 까 손으로 누를 거야.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발로 뽑으면 나온다고? 기다려봐. 진짜 이게 발로 하니까 뜬다고? 야안 나온다 얘건 니네 진짜 내발컵못 믿지? 이게 나야 깜짝이야 발장발장발장 발짱 <laughs> 뭐뭐 있나 보자 자 골드스틸이랑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빙 빙. 비 슈파 이거랑 손을 더럽히는 일을 싫어하지 않길 바란다 손을 더럽히는 일을 싫어하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발로 했지 파! 따단! 야. 자, 나온다였습니다. 얼마 벌었어? 빨리 자랑해봐! 50만 보무지더라? 마이너스 2만 벌었어요. 마이너스 25만 보! <laughs> 이 44개에서 솔직히 근접무기 뽑기는 진짜 어렵지. 그건 어려우니까 노란색이 몇 개 뜨는지 홀짝 해보자. 44개 안에 뜨면 김치냉장고 도내함. 네 기다려, 저 캡처해야 돼. 기다려. 자, 지금 남은 상자 44개 안에 노란색이 몇 개가 뜨는지 맞추기예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한 번 나왔어요, 노란색. 한 번 나왔습니다. 짜잔. 엘스타요? 왜? 제발, 제발 김치! 진짜! 아, 아깝다. 김치 냉장고 뭐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 떴었죠? 노란색. 홀수게 정산해드리겠습니다. 난 이거 띄웠어. 나 발로 눌러서 이거 띄웠어. 그래서 방갈로를 Cold Steel 샀으니까 난 이제 한이 없어. 음, 좋았다. 아 nice. 유튜브가 뽑았다 유하 유하 유하 내 근접 무기를 볼까? 음 라이프라인, 페파, 미라지, 코스틱, 지브롤트 그리고 망갈로르 음